이번 주는 위클리! 안녕하세요, 위클리입니다. 저희 위클리는요,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. 저는 위클리의 빛나는 리더 수진입니다. 저는 여러분의 월요병을 치유해드리고 싶은 위클리의 먼데이입니다. 저는 위클리의 에너지 지한입니다. 오늘의 아 이건 아니다 아니 아니에요 비밀 이건 비밀입니다 저는 위클리 비글비글 신지윤입니다 오. 아.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댄스 반장 박소은입니다 음.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늘 좋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력쟁이 제이입니다 이번 생리 컨셉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. 저는 매일 학교 집이라고 표현을 아. 해봤는데 아 저희 Tag Me가 어, 매일 학교 집 학교 집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에서 자유분방한, 자유분방한 모습 조금 자유로운 위클리만의 그런 매력을 담은 곡이라서 어, Tag Me를 매일, 매일 학교, 학교 집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. 오 좋습니다. 그럼 Tag Me의 killing part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나요? 후렴 부분에 나오는 제 파트인 냐냐냐냐냐냐라고 생각이 돼요. <laughs> 아, 냐냐냐냐. 언니 자신감 있게 한 번 보여주세요. 냐냐냐냐냐냐인데요. 와. 네. 와. 와. <laughs> 중독성 최고. 맞아요. 네. 중독성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귓가에 계속 맴도는 그런 멜로디예요. 앞으로 열심히 힘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이번에 특별하게 랩 파트가 들어갔잖아요. 아 네. 맞습니다. 랩 한번. Let's 아, go. 아, 다 같이. 에 네. 사전 속에. 사전 속에. 한 단어를 날아간 노조 이정이 못해. 정이 못해. 그래도 우구지나 설명한다면 와. Well, well, well. 뭔데? 나는 나라 go. 다른 누가 아니 go. 랩으로 또 멋지게 좋습니다. 보여주셨어요. 네, 팬분들에게 미리 스포를 조금 한다면? 스포를 아주 조금 한다면 저희는 오늘 노래방 게임도 했었고요. 퀴즈를 해서 먹방도 좀 하고 아, 네, 이 정도가 딱 깔끔한 스포이지 않나 싶네요 네. 지안이의 의상. 저의 의상이 오늘 포인트입니다. 맞아요. 지안이의 의상은 왜 이렇게 되, 되었을지.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 입었을까요? 아까 얘기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.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오시죠. 확장이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할 계획인지 포부 등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위클리 앞으로 열심히 할 노력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앞으로 늘 밝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, 여러분. 파이팅!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일상이 밝아지실 수 있게 다음 주도 위클리!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앞으로 저희 위클리 앞으로 열심히 <laughs>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말이었죠? 죄송해요. 앞으로 똑같은 말 해버렸네.